2021년 3월 26일 여행 2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있어요. 누구 있어요, 혹시? 여러분들 잠깐만 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왔습니다 더 이따 가라고요? 에? 예? 더 이따 가라고요? 세다 뭔 어, 소리야? 어? 어? 어? 어? 우 어? 어? 야, 안 돼, 안 돼. 어? 잠깐만 안돼 와 미쳤다 야, 정신 어 정신 차리지 마 아니 정신 차리지 말란다 씨 정, 정신 차려 어? 어? 하지 마세요. 오! 아, 아직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죄송합니다. 저는 그냥 다시 다시는 함부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.